엉구리 엉구리 I'm hungry too 오, hungry? I'm hungry hungry? You're, you're hungry? hungry hungry 야쿠시코? What? 야쿠시 야쿠시 야식 먹을래? 오케이? 고! 야식 오? 날과? 닭발 닭도리탕 스파이시 스파이시 치킨 풋 근데 나비기 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어서 오세요. 네. 아, 뭐 찍으시나 봐요. 밥, 밥, 밥 먹고 가실래요? <laughs> I'm hungry too. Hungry. Репост. Репост. 너 이거 먹을 거야? 오늘 또? 응? 마시고 싶은데. 응. 음. 음.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아 너무 맵다 전통 닭발? 저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음. não, não, Thank you. spicy. Are you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Yeah. 아이스 밀크 d e l i c i o 들 No. 노, 들 네. 노들 노들? 포테이토 테이스티 포테이토 좋아 음. 음. little little stop it cheers 철수 Oh.